for sure. 선택 하시고 우리 이거들과 너무 겹치거나 너무 멀지만 않게만 해서 섬 끼고 왼쪽 방향으로 쭉 진행할 거예요. you

아 좋다. 예. 네. 아, 조금, 조금 추웠는데, 막 떨리고 나면 힘나, 진짜. ああ。 아예 죽었어요? 어.